미다캠프는 뉴발란스, 러쉬, 아임닥, 플레스라이프 퓨어 코코넛 워터와 함께합니다. 2016년 12월 미다캠프 시즌1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 데이지와 함께하는 다이어트 캠프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캠프 합격자들은 브랜드들로부터 다이어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들은 총 5주에 걸쳐 총 3번의 오프라인 워크샵을 받게 되고 매일매일 다이어트 다이어리를 작성하여 저 데이지와 매일매일 함께 소통하며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피트니스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트레이닝도 받고 운동의 피로를 푸는 환상적인 체험의 기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5주간의 멘토링을 받고 나면 추억을 만드는 화보 촬영의 기회까지 얻게 되는데요. 행운의 주인공들 궁금하시지 않나요? 총 1000여 명의 지원자 중 30명만이 서류 면접을 통과했는데요. 단 4명만이 최종 합격하게 되는 미다캠프 시즌1 그 면접의 현장으로 지금 가볼까요? 네. 네 편한데 넣으셔도 됩니다. 운동은 뭐 해봤어요? 운동? 네, 운동은 우선 처음에는 PT도 받아봤고 그 다음에 복싱이나 주짓수도 한번 음. 해봤고요. 되게 한 거는 건드린 건 되게 많은데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아, 모르겠어요. 아, PT 한 10회? 정도? 네. 그때 네. 좀 많이 뺐어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것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선물 주 혹시 피부 톤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어떡해. 네. 사진도 혹시 찍고 싶으시 사진 같이 찍어 진짜요?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해요. 찍을까요? 네. 사진 아, 이렇게 뭐가 있나요? 예, 예, 예. 네. 네, 맞아맞아 맞아요. <laughs> 아, 네, 맞아요. 그 아, 진짜 4시간 걸려서. 어. 네. 네. 다 변경을 해봤는데 딱 체계적으로 안 되니까 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같아 그냥 저는 음. 그냥 그냥 건강을 위해서 했던 음. 것 수영? 오 수영 수영 뭐예요 진 방송이 되, 되게 되면은 좀 한국 외에도 해외에도 방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랑 중국에도 저희가 방송이 될 예정이라서 그래서 음. 여러분 사진 찍까요? 막 엄청나게 많이 음. 빠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음. 1월 초에 저희 다음 주 토요일이 다음 주 토요일 1월 1월 19일에 중간 점검해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좀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저희 날짜 맞춰서 해는데 혹시 일정은 다 가능하신지 감사합니다. 않을까. 그렇죠. 음, 말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음. 매의 눈으로 아마 스킨. 92년생 이고요 키가 180. 아우. 모델. 마늘. 마늘. <laughs> 네. 마늘시고 아니요, 저 이제 1년 3달? 3달? 1년 3달? 1년, 1년 3개월? 네. 근데 한국어 여기 잘했어. 그러니까 네, 처음 한국어 하셨군요. 아, 아, 아, 아, 네. 지금 다이어트 성공한 적이 없다고 네. 하셨는데 이게 그 혼자 이 서스스 매니지먼트가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원생이시고 하시면은 생활 패턴이 많이 깨지고 저도 왜냐면 저도 대학원 다녔, 다녔으니까 원래 근데 완전 여신인 것 같아. 어? 어? 살을 어떻게 빼셨어요? 24kg를 빼실 때는? 엄청 많이 먹어서 이렇게 차례대로 찍어라서 그냥 아. 조금 덜 먹고 아 식단 관리 네, 식단 관리 자연스럽게 네 지금 정점이구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응. 너무 먹는 걸로만 빼니까 운동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아. 라인이 운동은 음. 안 하면서 잘 되셨나요? 네. 그 먹는 것만. 아, 그 이 친구. 아! 아, 네, 이거 기억난다. 예신, 예신. 음. 네. <laughs> 어쩐지 잘 맞는 여자의 느낌. 어. 어, 그러네요. 예비신부 4월에 하시면 얼마 안 남으셨네요. 진짜. 네. 72kg까지 나갔었는데 음. <gasps> 하루에 주로 3,000개씩 해가지고 5kg를 어. 뺀 적이 있어요. 16kg 이렇게 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자꾸 정체기가 있다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더 해야 되는지 음. 하기도 하지만 자꾸 주변에서 야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그치 뭐 맛집은 원래 다음가 야지 맛있지 남자친구 또 먹기만 하고 그쵸 원래 남자친구 생기면 또 살짝거든요 다른 캠페인에서 일단 궁금한 점? 몇명 볼까요? 아, 저희 한 3명에서 4명 정도 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실장님이랑 이제 얘기해서 3명으로 저는 다 뽑고 싶은데 브랜드 스폰서 제한이 있어요 저 그때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거 <laughs> 있잖아요. 네. 그때 쉐이크 먹었었는데 그때가 학생 때였거든요. 그 청소년 음. 때인데 그거 먹을 때 살이 한 8kg 빠졌는데 오. 어. 또 이제 금방 여유도 오고 좀 약간 학생 때인데 많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그거만 네. 먹다 보니까 좀 몸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좀안 음. 좋은 것 같다 싶어서 끊었거든요. 이렇게 4시간 동안 진행된 30명과의 면접은 끝이 났습니다. 부티크 피트니스 블레스라이프에서 합격자 첫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인바디와 트레이닝,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25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미다캠프 1기 합격자들을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박혜은이라고 하고요. 번째 합격자는 근육이 뭉쳐있고 덩치 있어 보이는 몸을 슬림하게 가꾸고 싶은 혜은님입니다. 이렇게 데이지 언니와 함께 네,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 김수현입니다. 1000명 중에 4명을 뽑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합격자는 4월 결혼식을 위해 리즈 시절을 꿈꾸는 예비신부 수현님입니다. <laughs> 몸매 만드는데 힘써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스테피라고 하고 26살이에요. 세 번째 합격자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다이어트에 성공해보지 못해 고민인 이탈리아 출신 스테피님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 상상 뭐지 주실 거 상상도 못했는데 <laughs> 너무 좋고 열심히 해보고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부드립니다 마지막 합격자는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하체 비만이 고민인 수민님입니다. 이번에 미스 다이어트 미달 1기에 리더를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 저희 이제 2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ext episode on this diet.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앞서 피트니스 전문가와 저 데이지가 합격자들의 몸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진지하게 워크샵에 임하는 미다 일기. 그들이 깜짝 놀란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미다 캠프에서 확인하세요.